오늘은 팔뚝 지방 흡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팔뚝? 괜찮잖아요. <laughs> 정림이 뚝이야? 저는 아, 살이 뭐 없어서 이렇게. 아, 오는 것 같아요. 아, 고민이 전혀 없으시는 것 같고. 안녕하세요. 레아트 상의과 최평리 원장입니다. 원장님 여름보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확실히 여름보다는 겨울이 되니까 압박복 붓기도 많이 수월해지고 그리고 멍이나 붓기 이런 거를 가릴 수 있는 옷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소망이 다이어트여서 네 그런 것도 있고 다짐하는 의미로 동기부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은 팔 지방학의 케이스 분석을 부탁드려 보려고 합니다. 케이스 분석은 키랑 몸무게가 같더라도 결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분은 신장 161cm, 체중 59.8kg, BMI가 23이신 환자분이십니다. 팔, 부유방, 겨드랑이 흡입을 하신 분이고요. 이 환자분은 팔뚝의 면적이 크고 흡입할 수 있는 지방량이 많은 편에 해당되는 분이신데요. 최대한 마른 일자 라인 팔을 원하셨는데 정면에서 볼 때 부유방 부위가 도드라져 보여 팔과 함께 부유방과 겨드랑이를 같이 흡입하는 것을 권하여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팔 지방 흡입 수술후 원래 갖고 계신 팔 근육 라인으로 인해 라인 변화가 어떻게 될지 충분히 안내를 드리고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에는 확실히 평범한 보통 세안 같은데 지방 흡입을 하고 나니까 팔뚝도 여리여리해 보이고 정면도 효과가 좋지만 측면 변화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죠? 다음은 신장 164cm, 체중 50.6kg, BMI가 18.8이신 환자분으로 칼 겨드랑이 흡입을 받으셨습니다. 이 환자분은 스펙 자체가 날씬한 분이죠. 하지만 군살이 있으신 편이라 팔라인이 조금 아쉬워 보입니다. 특히 하원이 마른 편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원이 더 두꺼워 보이는 팔의 모양을 갖고 계셨습니다. 팔 앞뒤로 분사를 정리해 최대한 마른 라인으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환자분은 팔뚝과 겨드랑이 부위를 제외하면 핀치 테스트로 잡히는 지방량이 많지 않아 두 부위만 수술이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원래도 마른 체형인데 팔뚝 위에 부분이 정리되니 팔도 길어 보이고 변화가 엄청 크게 느껴지네요. 네, 많은 환자분이 원하는 라인입니다. 다음으로 이분은 신장 160cm, 체중 56kg, BMI가 21.8이신 환자분이신데요. 피부 탄력이 좋지 않은 케이스로 팔 지방 흡입만 진행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날씬한 체형이지만 팔 부분 지방량이 있는 편이라 효과는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피부 탄력이 좋지 않아 수술 후 압박복 착용을 좀 더 오래 해주실 것을 안내드렸고요. 8개월 차에 내원하셨을 때 처짐없이 잘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떨어지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네. 팔만 흡입을 하셨잖아요. 네. 겨드랑이 쪽이나 이제 그 주변부를 하게 되면 뭐 탄력이나 주름 문제 같은 거 생기나요? 탄력이 약간 떨어져도 지방이 안에 같이 있으면서 떨어진 경우는 지방이 빠진 만큼 피부가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약간의 주름이 생길 수 있다 설명은 드리죠 하지만 탄력은 떨어지면서 지방량이 많지 않은 경우는 주름이란 피부들이 오히려 흡입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조금 모양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바깥 발톱, 아래쪽 지방 이런 부분만 제거를 해서 최소한으로 겨드랑이 쪽이나 구이방 쪽이 피부가 많이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편해서 그런지 라인 정리가 잘 되어 보이고 팔 라인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탄력도가 떨어지는 경우 압박복 착용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모양이 거의 완성되어가는 6개월 차까지는 압박복을 얼마나 올바르게 착용하느냐에 따라서 미세한 주름이나 모양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빈 공간이 생기지 않고 접히지 않게 잘 입는 것이 중요하겠죠? 고양이 수술은 손빨리가 참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네, 스스로 고주파 관리나 박박복 착용 그리고 적절한 체중 관리가 뒷받침된다면 보다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약간 편견일 수 있는데 어린 친구들은 다리 흡입을 왠지 많이 할것 같고 네. 나이가 들수록 팔 쪽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원장님 차단하시기에는 어떠나요? 음, 어릴수록 허벅지가 많긴 한데 최근 음. 들어서는 옷을 입었을 때 덩치가 커 보이는 것들을 되게 싫어하셔서 팔뚝 자체 의 고민이 예전보다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팔 쪽을 좀 포기만 함으로써 어깨가 좀 좁아 보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음. 우리가 흔히 어깨를 여기 근육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옷을 입어서 봤을 때는 바깥 부분도 어깨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요 그 부분이 제거가 돼야지만 어깨가 조금 더 갸녀리게 보일 수 있어요 쉽게 그 얘기해서 이제 빨리 갖는 거지. 저처럼 물어봤잖아. 일부러 오늘 옆으로 앉았는데 정면 보실까봐. 근데 여기 살 많은 사람들 네. 옆으로 보나 다 보여요. 뭐 그 얘기 왜좋아해 아니 그렇죠. <laughs> 팔이 약간 호르몬 쪽과 관련도가 겨드랑이 쪽으로 림프절이 많이 모여 있어서 일시적으로 회복 과정에서 순환이 잘 안 돼요 부었다 빠졌다를 좀 반복하기도 하고요 겨드랑이나 이팔 안쪽 부분에서 좀 많이 나타나요 팔은 뭐 제일 마지막에 빠진다고들 겨드랑이 색소 침착도 조금 더 생기고 뭉치는 부분도 오래 가고 안쪽 부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요 확실히 내 같은 실린센터 관리 프로그램도 있고 고주파 관리, 밸런스 주사 등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사진상으로만 봐도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오늘 케이스 분석도 지방 흡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레아트 성형외과 최평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